다 아, 스토리가 있어 그래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거 <laughs> 우리도 알잖아 새우 시커 채워봐야지 다 먹었어? 맛 많이 삶아. 여기 어디 있어? マッチ された。